안녕하세요 실수입니다 오늘 네, 제가 어, 희망이라는 곡을 쓰게 돼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너의 머리칼 사이 스며든 햇살 그것과 같은 것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머물었었던 곳 봄날은 저물었다지만 아, 아. 희망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써왔었거든요 네. 항상 늘 너무 꾸미기만 하고 뭔가 멋스러워 보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있어요 옛날에 해서 좀 단순하고 단조롭고 쉽고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곡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올해 이렇게 좋게 희망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게 됐어요 말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멋짓수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다가 그러니까 저도 도전인데 어쩌다 수어에 관심을 갖고 있어 수어 선생님을 한번 많이 찾아뵌적있어요 이 네. 이게 표현하는 게 좀 뭔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같은 언어이기도 한데 전나라는 소품을 이제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 몸의 언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로 전달이 되면 그 음악이랑 수업을 합쳐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것도 저는 궁금했기도 했고 어 신기했던 거는 이게 봄이라는 뜻이에요 이뜻이 따뜻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이게 봄이라는 거 되게 신기했고 빛나던 사람 빛나는 빛나다 이것도했뻤던거 슈퍼가 나는 전 세계 공룡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라 각국 얼마마다다르냐고 하더라고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료로 이렇게 나오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